Thank you. 신속히 이동하라. 팔로 팔로미. 마이컬의 건투를 빈다. 아, 되기는 좀 거야. 여러분 잠깐만요. 거울 앞에 그 새도 죽어 있고 그때 우리가 또쟁이라고 왔을 때 안에 갇혀가지고 방 안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막 문 두들기고 난리 났잖아. 그렇지 슬리퍼 슬리퍼 거기를 내가 왔다니까 혼자서 거기를 내가 혼자 샀다고 이 먼 거리를 혼자서 가지고 돼. 잠깐만. 내가 잠깐만 한 이유가 있었어요. 혹시 모르니까 그럴 일이 없길 바라야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. 나도 잘 기억해 놓을 테니까 이거 지우개 신발의 위치 이런 거잘 기억해 내세요. 혹시나 모르니까요. 혹시나 잘 기억해 내세요, 여러분. 소리야? 잠깐만. 뭔 소리야? 1층에서 나는 소리데 1층에서 왔던 내가 들어와고 왔던 지나쳐 왔던 어딘가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설마 또 슬리퍼 설마とすれば 뭐야? 어? 얼마지? 누구야? 어? 뭐야? 어? 잘하지 마. 啊！啊！ 하지 말고 나봐. 어디야? 어? 어? 2층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! 아! 잠깐. 어, 어, 너, 너, 너 누구야? 뭐야? Come on. 얘기해봐. Thank you. 가면 못찾겠어 하하, 키, 하, 여러분들, 여러분들, 방금 소리 들으신 분들, 여러분들 방금 소리 들으신 분들, 와, 나 도저히, 다시 한번 가보려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돼. 도저히 용기가 안 나, 지금. 개소리입니다. 미쳐버리다. 뭐야! 야! 아! 소리 계속 나! 아. 끄독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어.